안녕하세요 보도공방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 토토로와 메이를 담은 무대 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쓰고 남은 클레이들을 토토로의 몸속에 넣어서 토토로의 몸체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토토로 배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파졌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오븐에 구우면 반투명해지는 하얀색 클레이를 얇게 펴서 동그랗게 파는 토토로의 배에 덮어줄게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덩치 큰 토토로를 처음 만나게 된 메이가 토토로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귀엽고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보며 쓰다듬고 있는 장면을 연출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메이를 갸우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토토로의 표정을 만들고 있어요. 메이가 토토로를 봤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메이에게 좀 더 푹신한 토토로가 되기 위해서 이번엔 털을 붙여볼게요. 지금은 본드를 덕지덕지 발랐지만 털을 꼼꼼하게 붙여주면 괜찮은 거 맞겠죠? 점점 푹신한 토토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가 엎드리게 될 토토로의 배에도 마찬가지로 털을 붙여줬어요. 앞에서 토토로 배를 파냈던 이유는 바로 토토로의 배를 더욱더 따뜻하게 해줄 조명을 설치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이렇게. 그럼 이제 토토로를 무서워하기보다 오히려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메이의 표정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먼저 메이의 귀여운 양갈래 머리부터 만들어줄게요. 빨간색 방울 두 개도 달아줄게요. 토토로를 처음 만나게 된 메이의 눈에는 덩치 큰 토토로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토토로가 본 메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죠? 메이를 토토로의 얼굴에 손을 뻗은 포즈로 만들어주고 한껏 올라간 다리도 붙여주면 메이 완성! 실제로 메이는 에어팟만 해요. 이렇게 소주잔 안에도 쏙 들어가요. 서로를 바라보는 토토로와 메이를 완성했어요. 무드 등의 배경이 될 원형 케이스에 녹색 콜크 클레이를 잘 붙여주고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전구를 연결해서 이렇게 전구를 곳곳에 붙여줬어요. 그리고 전선 부분을 클레이로 가려주면 짜란! 토토로가 누워있던 동굴 배경이 완성됐어요. 남은 전구들을 토토로 배 안으로 넣어주고 토토로와 메이를 동굴 속에 넣어볼게요. 나무 줄기를 만들어주고 풀도 심어주면 이렇게 토토로 무드 등을 완성했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모드 등으로 만날게요.